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흐기히 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기카 브레이크 크리카입니다 김경식입니다 힛! 오늘은 오랜만에 와디에서 제가 키카크시 대신했을 때最近皆さ이がクリコに綺麗になりましたっていうコメントが너무多いよ 음.

아니 잠깐만 혼나 아, 간단한 포토버네 혼나이 와라바테요 포트버 아니 그렇... 아니,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laughs> 그 흑이 그 아 뭐이 네, 뭐이 뭔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어떻게 <laughs>

業してからじゃあ上で手をつなぎますはい、はい、で、いきますよ、うん、お、뭐야잠ゃ만왜그쪽으로가上口쪽으로가어私に来るんじゃないあ、私がどっちクイックが上がいたじゃないあ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せーのうわうわめっちゃ気持ちいいこれ本当私は全然気持ちよくないめっちゃ ちゃ気持ちよくない。伸びる。一まで、一まで。あと二、二分。ちょっと気持ちいいし。あに。これでしょち。はい、これじゃないね。これじゃない。違う。これじゃないんだ。先が最後に足乗せたらいいな。ああ、なるほど。乗せたら楽。私の手がるくる足を上だね。うん、これ大丈夫？うん、これ大丈夫？うん、お、あこっち。 <laughs> い、じゃあ。 これ大丈夫いいよこれ大丈夫あーいいできた適応た適応たから適応した瞬間ピンだあれだれだれだれいじったことじゃ失礼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せ、ね、結構できてる気がするえもう腹なんだえー、どうしよう足持つね痛い 아니아니이따그래이따그래괜찮아괜찮아오케이잠깐만근데이거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ねえねえ今何の眠せじゃあ足の眠せでしょ違う何このポーズ久しぶりだなこのここからいきますかじゃあ오케이오케이오케이じゃあクリコとりあえずクリコの手を私足してトップして오케이오케이私足キャッチ해야지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엉덩이 우연히 쭉 엉덩이 우연히 엉덩이 모터 뭐 우연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야겠지 또나 올라 올라가야겠지가 뭐야 저게 우연히 이기마스 해야겠죠 아와뭐저 소리가 아까는 많이 이기마스 다시 다시 볼까요? 음. 자 일단 그리고 어 해주세요 얼굴 어프 네. 네. 엉덩이 어 해주시고요. 응. 음. 엉덩, 엉덩이 올라갈까요? 엉덩이. 엉덩이 뭐 네, 엉덩이 가볼까? 하나, 둘, 셋. 엉덩이가 올라가야겠죠? 엉덩이가 올라가야겠지. 잠깐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다리를 살짝 해시는거 <laughs>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다리가 너무 힘이 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파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빨리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laughs> 기운이 왜 내가 왜 지금 애 안녕하세요라고 합니까? <laughs> 손을 조금 아래로 모두 시탄해 주세요 손대 네네네 맞춰주세요 펼치시고요 펼치세요 펼치세요 웃지 마요 웃지 마요 힘들어요 엉덩이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엉덩이 더 올라가야겠죠? 엉덩이 더 올라가야겠죠? 엉덩이가 더 올라가고 제가 이제 앉아야겠죠? 앉아봐야겠죠? 아 자기가 앉아야겠어요 네, 앉아야겠어요 아 사이좋게 앉아요 네 어깨 다리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가 왜자자 이제 예. 제가 손을 올려야겠죠? 제가 손을 올려야겠죠? 제가 손을 올려야겠죠? ちゃだよ一緒だよはわめっちゃ怖いでもめっちゃ怖い信じてえチャギこの人見てもっと足伸びてるよあ그러こ까그래안돼나지パワーでバー다이야잠깐い요근데너무足にパワーっちゃしてる알겠어알겠어알겠어お、네お、다아오お오 あ、上からでも、上からでも。息ストップするの。あ、重い。もう違う。私が重い。なんか、こうしてるガチャいいが、まっすぐじゃなくて。オッケー私まっすぐ。じゃ、とりあえず、手は今。手してから。準備、しーちゃん。わあ、わあ、できた、できた、できた、怖い、怖い、怖い、怖い、怖い、怖い、怖い、怖い。怖い。すごい。すごい。できるはできる。じゃ、できたのかな、今の。できるはできるんで、こ 하거든. 그리고 그 태양 코에 시때 이쁘다 했을 때확 오치더라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세요네 알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아 근데 이거 위험한데? 진짜로 위험해 위험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